연애 중인 20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남친이나 저나 서로가 첫 연애예요 같이 수다 떨고 산책하는 거 너무 좋은데 스킨십이 한참 궁금할 나이잖아요 <laughs> 얼른 뽀뽀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인슈, 아인,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먹고 일부러 입술에 크림 묻히고 더 반짝거리는 립글로스도 발라보고 뽀뽀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도 봤는데 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네 애가 눈치가 없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꼼짝을 안 합니다 어떻게 스킨십 하자고 신호를 줘야 알아먹을까요? 사귄 지 이제 며칠이 지나야 뽀뽀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스킨십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스킨십 각 잡을 꿀팁 좀 알려주세요 어. 아쌤 한국말 잘 많이 늘었다 아 네. 진짜? 어, 진짜 와 우리 쌤 김에 와서 다 같이 네. 만세를 하자 아. 아. 이게, 네, 이 네. 만세! 아니 오늘 생긴 아, 안돼 아, 아,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힘 많이 줬어 오늘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네, 포인트예요 이거 스킨십을 부르는 옷인가? 이 옷을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막둥이가 근데 스킨십이 원하는 스킨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 간지아 근데 진짜 사연이 너무 귀엽다 그죠? 어. 네. 이게 또 엄청 진지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게 막둥이 남친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를 전 약간 좀 헷갈려요. 진짜 딘딘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일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형은 이해 못해요. 아니야, 너의 의견부터 들어볼게. 저의 의견이요? <laughs> 이제 스무 살이라고 했죠, 어. 둘 다. 어. 저는 진짜 눈 진짜 눈치 없는 한데 아, 아 분명히 이건 티 알 거알 지 거예요. 이건 네, 예, 분명 알것 같아요. 어. 근데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음. 그러니까 어쩌면 음. 남자도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음. 대화가 필요하다 음. 이거에 대해서 음. 전 뭔가 약간 느끼기에 진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이게 첫 연애라고 했었나? 그런 거. 아, 진짜 정세훈 모른다 진짜 아니 모르잖아 형은 형이 아니라니까 정세훈 형이랑 모른다, 똑같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이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어, 생각을 해봐야지 진짜 야, 너는 스무 살 때도 그러면 노련했어? 그 형도 처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뽀뽀하는 기분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막둥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돌림 방법으로 직격탄을 때린 거야 음. 이걸 모를 순 없어 근데 내가 볼 때 남자친구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건 사실 능숙해 보이고 싶거든 어, 어 이거를 뭐 뒷모가지를 잡아야 되나 어. 뭐 뭐한 음. 손으로 잡아야 되나 어깨를 잡아야 되나 막 모르니까 음. 뭔가 못하는 거 같은 느낌이지 나. 하고 싶지만 알아차리긴 했지만 하고 싶게 야, 하겠지 하고 싶지 예. 이상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벽에 밀치라고 했어 <laughs> 밀고 어, 어. 뒤통수 빡 하고 자기 멋있는 줄 알고 어 멋있는 줄 알고 이게 글로 배우면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니면 남친이 지금 약간 지금 스킨십 하기에 너무 빠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할 수도 있겠지 우리 고메즈가 생각하기에 좀 뽀뽀하기에 적당한 그런 시간? 기간? 음. 사귀고 나서? 지날래? 어? 아니 용 이상해요 요즘에 수첩스럽다 아, 지 자리 좀 바꿔줘요 어. 가끔 한 번씩 우리 그, 그 로테이션을 해야 되지 그 아영영 얘가 너무 보고 싶다? 아, 어? 그러지 마요 거짓말 너무 귀여워 야 그럴 거면 진지하게 접근해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장난으로 방송에서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그러니까 대기실에서는 그 주식만 보면서 맞아 박둥이도 이런 대화 이런 밀당이 밀당을 하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식으그치그치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치 네. 뭐 귀엽지 <laughs> 뭐, 야 무슨 생각했어 혼자 아니요 우리도 알려줘 빨리 어, 너무 너무 틱탁 하는 게 틱탁 하는 게 너무 너무 보기 좋아서 근데 막둥이도 근데 방금 눈웃음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맞아 아니 진짜 뭐 되게 살인미소였어 어, 아니, 근데 아. 사실 현실적으로 뭐 스케, 스킨십의 그 딱 타이밍을 정해두긴 애매하지 못 정하지 그럼. 요즘에는 뭐 키스하고 사귀는 걸 하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 어? 이제 case by case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뭐 이야기 저도 귀가 있으니까요. <laughs> 알 건 알아. 많이 듣고. 누나 때는 근데 스킨십 금지 세대 아니야? 어? 그런 때뭐 남녀가 손 잡으면 안 되고 막 이럴 때 아니야? 아 그때 그럼 잡혀가고 그건 어. 이제 어. 원석이 오빠가 아,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좀 원님한테 불려가서 어. 이게 아, 장난이지. 어. <laughs> 근데 나는 약간 뽀뽀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때부터 바로. 너그 뽀뽀하고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 사랑해를 한다고? 아니 그냥 뽀뽀해서 키스로 넘어가잖아 바로 아닐 때도 있다니까 그게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데려다 줬어 가로등 아래야 아 이거 6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아니 왜 혀를 내는 걸 어, 어, 불쾌하긴 하다 <laughs> 그게, 어. 그게 키스데이예요 어, 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을 음. 때야 근데 여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러브장을 같이 쓰다가 음. 키스데이래 키스해볼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6월 14일 날 우리가 만났어 그래서 돌로민티라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어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디서 키스를 해야 되나 막 혼자 생각을 해 계속 그러다 여자친구랑 같이 학교로 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학교를 담을 넘어서 학교로 들어갔어 돌담에 앉았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둘 다 그래서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처음에 근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기분이 와, 오와 어, 생강 처음 느끼는 거야 아 이래서 어른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구나 알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진짜 끝나고 아너 어, 좋다 걔도 너무 어, 좋아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줬어 집에 데려다 주는데 내 둘이 계속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간 다음에 얘 데려다 주고 나 집에 가는데 뛰어갔어 너무 신나서 어. 그거 알아? 뛰면서 막 혼자 발차기 하는 거 찰리 어, 채플린 어, 아직도 내 삶에 그렇게 짜릿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첫 키스는 와 너무 행복하고 순수하고 뭐... 형도 그런 적이 있었네요 야, 그런 적이 있어. 야, 그럼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였냐? 아. 뭐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서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그때 중1이었고 음. 이제 스무 살이니까. 아, 근데 뭐 나이를 떠나서 처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smooth하게 넘어가고 그렇게는 잘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약간 나는 그게 결정적으로 아 이게 거의 다 왔다. 어 큰 거 와. 음.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둘이서 있다가 마가 뜰 때가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정작 어, 그때 서로 좀 뻘쭘해져. 그러면 약간 그때 서로 둘이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야. 그럴 때 정막이 흐른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음. 의도적인 정막이라는 거지 야 막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들리는 들려. 그거 응.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날이 이제 디데이가 되어서 첫 키스라는 걸 하게 되고 아, 근데 이거는 나, 상대가 알 수가 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편한 거를 이제 입다가 오늘 핑크색으로 아래 위를 맞춰 입을까? 속옷을 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기대를 아, 내심 하고 있다는 사인이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오는 거구나 그치 그치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위아래가 한 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그게 근데 원래 세트 아니에요 다? 그거 그렇게 알지 어. 그 준비가 됐을 때 본 거야 나만 그래? 나, 그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정막이 흐르면 왜? 어 짜증나 왜? 계속 이렇게 왜? 왜? 뭐 왜? 왜 그래 너? 이렇게 계속 아니, 계속 근데 괜찮은데? 계속 계속 불쌍한 척을 해 불쌍한 척을 한다고? 불쌍한 척 불쌍해 보이잖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 약간 왜? 왜?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능숙함과 순진함이 공존하네 그 느낌을 알아챘다는 사인이잖아 지금 우리 좀 이상하네 하면서 그걸 오히려 아싸리 말을 하는 그런 음. 거지. 방금 이게 음. 좋아, 좋았던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반 장난이 섞인 거? 나, 나랑 좀 어울리지 않나, 내 캐릭터랑. 아, 그치. 어. 그쪽은 이제 도사급의 이제 그러면 조언이고 쌤 정도에서 줄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 저는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충분히 했을 수 있잖아. 다음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 아니야? 대, 아. 아니 진짜 아, 그냥 어떤, 대화. 어떤 대화? 그러니까 어떤 대화냐면 그러니까 싸, 싸움이라도 날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둥이가 어, 되게 섹시하다 야 되게 섹시하다 지금 어, 상상인데 어, 그치? 너왜 나한테 뽀뽀 안 해? 그치 어?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 지금 할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겨드랑이 막 이렇게 하고 어, <laughs> 그래서 봐! 누가 봐도 하고 싶어 보이지 않니? 어,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든가 대화를 나누던가 하면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음. 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뭔가 둘이서 공포 영화 같은 걸좀 어허.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괜찮은 괜찮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괜찮아 진짜? 놀라면 고개를 처음에는 내 옆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돌릴 때가 있어 응.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손을 어릴 때는 잡았지 이렇게 응. 가리면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형이 더 놀라는 근데 내가 놀라면 안돼 왜냐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이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쪽 이쪽 팔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여기를 잡아야 돼. 아니 그냥 이렇게 보긴 보는데 초점을 약간 TV 모서리 이런 데 그냥 그래, 영화를 안 보고. 흐게 근데 아무튼 세훈이의 이론도 그럴듯하다. 왜냐면 그런 극한의 그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지게 되거든. 음. 그리고 또 공포 영화가 끝나고 음, 난 다음에 맞아. 이제 또 안정이 찾아오나요? 맞아 찾아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러면은 또 <gasps> 더 좋은 또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아, 세훈이 진짜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딘딘보다 한 수위인 게 지금 생각난 게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있어. 흔들? 아. 심리학적으로. 흔들다리? 어, 흔들다리를 같이 건너면 이 약간 좀 음. 썸이든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의 사람이건 건너면 그 위기를 같이 겪어. 음. 그, 그 다리에서 끝날 때쯤이면 이 사람한테 없던 호감도 확 올라와 있대. 오 진짜.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 난이 사연 보면서 되게 내가 지금 답변들을 계속 장난스럽게 했잖아. 응. 왜냐면 난 이게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응. 왜냐면은 얼마나 예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매일매일이 설레이거든 저 때는 근데 사실 이 감정이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그냥 오랫동안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넌 딘딘이처럼 한 50명은 만나봐야 그게 저 때가 좋다라는 걸 알아 사실 지금 이 감정 한 번 이게 탁 트이잖아 음. 그 다음부터는 이 감정을 못 느낀다니까 그냥 아우토반으로 달리는 거야 둘이 진짜 맞아 맞아 어,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난이 과정을 좀 더 즐기면 좋겠다 음. 어때? 어때요? 아, 왜 이렇게 정적이 자꾸 흘러? 지금이야? <laughs>